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26번째 러블레터 어, 영어로 암기할 영어 성경 문장은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지난 25번째 25th 러블레터의 연장선상이죠. 마가복음 Mark chapter 12 어, verse 30부터 31까지죠. 그렇죠? 30가 the first commandment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했던 것 어, 음, 지난 시간 들으셨던 분들 love him with all your passion, prayer, intelligence and energy 요거였죠. 예, 너의 열정과 기도와 지능, 지성과 힘을 모든 힘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었고요. 그것도 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겠지만 그 31절이 그 연장선상에서 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어,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요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여자 목소리.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예. 제가 굉장히 실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좀 긴 버전도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거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긴 버전 좀 이렇게 더 디테일한 그것도 외우시고요. 조금 영어가 힘드시고 그런 분들도 들으시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일단은 짧고 정확하게 많은 성경의 핵심 구어체 영어로 된 성경의 핵심 문장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암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짧은 거 임팩트 있게 가고 있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s가 뭐뭐처럼이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neighbor, neighbor, 이웃이죠. 제가 영어를 지도하다 보면 neighborhood, 이게 이웃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잖아요. 네이버후드하고 네이버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제가 적어 놓겠지만 그 다른 성경 번역본 어, 그러니까 지금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는 오늘은 오래간만에 NIV 요즘에 가끔 등장하는 한국 크리스천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가 문어체라서 좀 딱딱한데 간만에 좀 짧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NIV 버전으로 외우겠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 Message에서는요. Love others as well as you, you love your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CEV 우리의 어떤 메인 텍스북이죠. Love othe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as, as 사이에 이렇게 much, much 같은 형,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어, 뭐뭐만큼 그러니까 네가 as you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남들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 되죠. love othe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뭐 요거를 여러분 또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사람 어, 사실은 여러분 이런 단어들 조금씩 바꾸면 여러 가지 또 확장된 표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음, 역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 이런 성경을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마치 우리 교과서에서도 요약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어, 오늘 지난번 오늘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귀에 정말 딱지가 앉히도록 여러 번 듣지 않았을까.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 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 명령인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두 번째가 우리 저번에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할 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쇼밖에 될 수 없어요 예.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그런 그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의무감에서 해버리면 굉장히 정말 본인이 너무 정말 소진된다는 것이죠. 예.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러블레터 구독자 아직도 구독 듣고 계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laughs>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어, 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전에 할 때 뭐 같이 밥도 한번 먹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 제 강남 사무실 근처에 살고 있어서 어, 뭐 자세한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여성 직장인인데 제가 이제 전부터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뭐 한 달 전쯤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 제 아버님이 어, 개척교회를 하시고 어, 개척교회 뭐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아시죠? 예, 대부분 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그렇고 또 동생들이 엄청 많아요. 장녀인데 이제 그 굉장히 헌신적으로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소진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뭐,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저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간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여간, 어, 뭐라 그럴까, 음, 정말 소진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 어, 그 의무가 뭐 사랑해서 한 적도 당연히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상처도 되고 뭐 자기 인생이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부모의 인생을 다 희생하는 것처럼 젊은 나이인데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가족들이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어, 가족 그 동생들도 많이 컸고 어, 그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제 또 본인 인생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듣게 되면 뭐 댓글 안 <laughs> 남겨도 되니까. <laughs> 하여간 힘내시고 예. 어, 또 제가 하는 얘기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구독자들 오프라인으로 자꾸 만나네요. <laughs> 오늘도 아마 또 어제 만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예. 어제 만났던 그 친구가 자기 얘기하라고 막 적극적으로 <laughs> 그래가지고 재밌는 친구죠. 예. 그 우리 여자 직장인은 본인 얘기를 뭐 해도 된다고 제가 양해를 구하진 않았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니까 서로 다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좀 혹시 뭐 이해해 주시고 예. 어, 음. 음.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생각이 났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친구이건 간에 정말 옆집에 사는 이웃이건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인텔리전스, 지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신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러브레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예요. 어, 저부터도 제가 저의 지성과 저의 열정과 저의 힘과 이 모든 것이 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 내가 그렇듯이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도 힘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좀 용기를 얻겠구나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겠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러블레터는 그래서 이 러블레터가 성경을 영어 성경을 신의 영원한 사랑 그 중심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고 또 뭐 만나는 만남도 혹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예. 여러분 그 신의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의 의지나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 문제예요. 예. 아까 그 헌신적이었던 여성 입장인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한 것 같아요. 더 오래 참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이제 일방적으로 나의 의지와 어떤 그런 것으로만 어, 일방적인 사랑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서로가 희생하고 사랑했을 때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계산하는 피곤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더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이거는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아요. 어... 어제 저녁에 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제가 이제 3개월 전부터 협력 전도사로 제 그 개척 교회인데 뭐 아주 어려운 교회는 제가 볼 때 아니고 예, 저희 형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인데 뭐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특이한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예, 뭐 지금 한 100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립 수순에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제 중고 대청 한 20명 정도 조금 넘나 하여튼 그 정도 예, 지금 그룹을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어떤 직업훈련대학교죠. 예, 폴리텍의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대학생, 남자 대학생 청년이 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어, 지금 이제 1시에 제가 오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금요일, 토, 아,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배들이 안 깨워준다는 거예요. 축구하는데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을 뛰고 싶은데 못 뛰게 해서 심심해가지고 집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나서, 예. 참, 어, 대학교 1학년 친구가 예, 나이든 제 생각이 또 전도사랍시고 저 생각이 낫다는 것이 기특하죠. 예. 사실 그 친구는 이제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면 여러분이 약간 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친구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뭐 한 명한 한 명이 다 특별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어, 조금 친해질 수 있겠다 나랑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그룹에서 어, 가장 저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어, 밝은 목소리로 <laughs>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이 아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독산동 금천구 독산동인데 제가 있는 강남구 역삼동까지 한시간 넘는 거리를 왔어요 물론 제가 이제 맛있는 거 너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약간 얘기는 했죠 예, 멀리서 오니까 어,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릴 때 이 친구 꿈 중에 하나가 축구선수였었다고 하네요. 이제 부모님 반대하셔서 이제 못했던 뭐 것 같고, 요즘에는 아이패드로 축구 게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 나이 때는, 저희 때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오락실에 가가지고 축구 게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우승도 하고 막 <laughs> 요즘 아이패드로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장만해서 우리 이런 친구들하고 한번 게임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패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어, 이 친구는 교회를 작년 8월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교회에서 뭐 부르는 뭐 찬순 찬양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생소한 게 많고 예, 그런데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특이한 친구예요. 좋은 쪽으로 특이한. 예. 어, 친구가 했던가 제강남에그 사무실까지 와서 어 사실 제 사무실 건물이 외향은 좀 약간 뉴, 뉴욕의 약간 오래된 건물 모습이 있는데 안에는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막 극찬을 해주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줘서 그런지 어제 우리 불닭 치즈 닭갈비인가 이 친구가 골라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고요 예, 백철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 상호도 얘기를 제가 뭐 백종원 씨 아무 상관도 없지만 예. 그래서 볶음밥이 또 여러분 마지막에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볶음밥 먹고 또 저도 친구가 알려줬는데 미니스탑의 체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있, 맛있습니다. 가격이 싸지 않아서 그렇지 또 그걸 후식까지 먹고 뭐 수다 떨고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저도 더 알게 되었고 뭐이 친구도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겠죠. 예, 재밌었어요. 예. 어, 그제 사무실에도 왔는데 하여튼 사무실도 막 이 친구 막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사무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저도 조금씩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그 하여튼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뭐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예. 아직 뭐 청소하려면 멀었는데 하여튼간 예. 그 친구나 저나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생긴 거는 둘 다 멀끔한데 <laughs> 어쨌든 어 사무실 와가지고 또 제가 영어를 어떤 또 지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 영어야 하고 싶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잠깐 해보고 몇 문장 물어보니까 바로 초급이라는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영어야 인강 들으라고 하고 열심히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후기를 쓰겠대요. 어, 내가 무료로 듣게 해줄 테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진짜 네가 실력이 들면 진심으로 거짓말 말고 후기를 써라 그랬더니 막 쓰겠다고 자기는 한다면 한다고 두고 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라.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laughs> 이거 들으면 아 구독자예요 구독자. 또 이 채널도 어, 굉장히 저보다 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잘될 것 같다고 막 예. 본인 열심히 들으세요. <laughs> 예,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하여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이제 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제 그 직장인 수강생 중에서 어,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 자기 가족들 쓰라고 회사에서 준 건데 그분이 참 제너럴스하죠. 제너럴스가 이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예. 어, 뭐 그런 분들한테 저도 베푸는 거 배우는 거죠. 인생에서. 그, 그니까 그 대기업 관련 가평에 호텔이 있어요. 거기 숙박권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 그게 진짜 가족들이 가도 되는데 여러 번 갔었다고 선생님 가시라고 근데 그게 사우나 그러니까 2인 사우나하고 2인 호텔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진짜 애인이 있거나 결혼할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참 이거를 선물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데 예. 저도 사실 뭐, 이, 뭐 이렇게 어디 바람 쐬러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이번에는 안 주고 내가 좀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한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고3이고 또 고3인데 막 전교에서 논대요. 예. 그래서 뭐 공부한다고 자기랑 안 놀아주고 부모님 맞벌이신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뭐 몇 년간 여행을 못 갔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그냥 한 얘긴데 <laughs> 그래서 어쩌면 <laughs> 남자 둘이서 거기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가서 또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예, 또 수다 떨다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나이 든그 아버지가, 이 친구 아버지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시니까. <laughs> 아, 이런 마이너스 되는 얘기를 자꾸 해야 는 아, 입이 방정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아빠뻘 되는 아저씨와 놀러 가는 것도 좋다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친구보다 더 간절히 저와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어, 어, 자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예. 음, <laughs> 이거는 취소. I'll take it back. 예. 어, 하여튼간 이 친구하고 제가 어제의 만, 아, 그니까 목요일날 만남을 떠올리면서 또 이 러블레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제가 이 친구에게 목요일날 어떻게 보면 좋은 아저씨가 되어줬던 것처럼 예, 꼭 무슨 전도사라는 직함이 중요한 것보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 어, 이 친구를 환대해주고 제가 가진 적은 능력인 어떤 영어야 지도하는데 또 도움을 조금 주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뭔가 외롭거나 또 힘들거나 누구를 만나고 싶을 때 저에게 환대해 주었던 신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기꺼이 저를 갈 데 없는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격려해 주었던 예, 진짜예요.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분들로 인해서 저도 사랑을 또 배워가고 또 제 주변에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목요일처럼 베풀 수 있지 않나 예, 나도 받아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예. 어, 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신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아마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분명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먼저 사랑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He loved us first. 최고의 사랑의 본질이신 신이 계시고 또 그 신과 신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거기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어디 있겠으며 그 자체로 여러분 천국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맨. 예.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 행치 않는다는 성경 문장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이 뭔가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사랑의 본질인 신을 무시하고 예. 그 어제 Second Timothy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파고드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거기 The Message라는 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that is so true. 근데 너무 사실이에요. You know, people are allergic to God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People are allergic. 예. allergic이 여러분 allergy, allergy가 여러분 알레르기잖아요. 근데 allergic to God이 신에게 되게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만 보면은 되게 예, 알러지가 돋는다는 거예요. 신 얘기만 하면. 예. 미국 문화에서도 종교나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불문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사실 굉장히 Christianity 기독교의 foundation을 가진 나라인데도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들이 예, 신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목숨 걸고 죽어가면서 와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퓨리턴스라고 하죠. 퓨리턴스.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거든요. 예. 에, 하여튼간 음, 옆으로 약간 샜는데 음, 세상이 뭔가 이렇게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자신만 챙기고 우리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They love only themselves and money. 이것도 다뤘었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뭔가 참더 살고 싶은 곳이 안 되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챙기기 너무 바쁘니까 남들이 죽어나가건 남들이 정말 너무 외로워가지고 뭐 정말 연탄불 켜고 번개탄 켜고 죽건 이거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아, 쯔쯔쯔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 자, 하여튼간 음, 우리 러브레터를 통해서 여러분 구독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이 어, 채널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어, 그래서 영어 문장도 외우는 거거든요. 더 각인시키려고. 예, 우리의 모든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이런 데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신의 사랑의 어떤 채널이죠. 채널. 예, 어떤 통로가 되어서 예, 어, 이게 러블레터 채널이네요. 이게 예, 어떤 통로가 되어서 예, The channel of blessing이라고 많이 기도하죠. 영어로 기도할 때 예, 축복의 통로, channel of blessing이 되어가지고 예, 어, 우리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그랬을 때 사랑받았듯이 그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밥 먹으러 가면 <laughs> 이렇게 오실 분 미리 연락만 주시고 예. 어, 오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사드리지만 뭐 여러분 사주고 싶으면 사주셔도 돼요. 예. 잘 얻어먹기도 하고 제가 또 기쁘게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You're always welcome here. 예. 여러분 오시면은 구독자분 완전 환영하고요. 예. 어... 자 그러면 오늘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길지 않죠? 여자부터 여자 목소리부터 해볼게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다섯 번 했나요? 너무 짧아가지고. 남자.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Love your your na-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Love your neigh-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m so sorry.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Love neighbor your na-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왜 이렇게 안 되지? 죄송해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수전증이 있나? 아닌데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Come again.